오늘 갱알리에요. 갱알리에요. 브이로그거든요. 브이로그예요? 예. 하이. 궁금한 게 요거 맛있었나 자기야? 그때 뭐 먹었더라? 소세지와 뭐 감자튀김? 맞아 그때 뭐 소세지 먹었던 거 같은데? 뭐그 다음에 치킨 같은 거 먹은 통구 같은 거? 네, 감사합니다 낭만이 없네 낭만이 낭만하고 희장이가좀더 공주처럼 찍었네 어려요 오늘 갱알리에 갱알리에요? 브이로그브이로그이에예 맛있다 아 맛있다 음, 바닷가에 낭만이 많을 것 같아 근데 한 이틀 운동했는데 몸이 더크지아 어때? 딱 이틀 했거든 존나 신기해 네, 올라온다 운동하면 금방 올라와 오늘 어디 운동하고 한 오늘 어깨 어깨 okay. 허락하면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먹어 밑에 you so crashing into mine How could we be so dumb To let you fall like that Never drink cause I know if I did I'd call you every time Baby I'm a fool To let you fall like that I know Maybe we don't know what love is 하이 하이볼 말고? 하이볼 말고? 근데 그럼 걔 와인이야 네? 와인, 거의 다 와인. 아, 와인이라고. 약간 좀 원래 아는 사람이었어요? 네. 원래 아는 원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? 잘그 서사가 기억이 안 났어.